네, 아, 안 보이네. 공주님 <laughs> 아, 누가 음, 쓰죠? 당신이요.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넣어야 돼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에이. 자, 제가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라에몽이 스프 들어가 버렸어요. 아, 어차피 바로 유명했어. I'm fast as fuck, boy. 빠졌어 빠졌어 빠 음, 잘 그린 것 같아 오늘 그래? 근데 나는 여기 한 번을 더 만들고 싶단 말이야 많이 발전했어 진 떡볶이 먹으러 가고 지금? 아니 이따가? 어 가야지 피노키 그거 아니야? 요코? 화력 장난 아니 냄새를 맡아보니까 약간 고 마음이 진짜 편해지는 향수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요 이거? Quack.